알았어. 아, 얘 되게. 예, 잘 봐, 잘 봐. 어, 잘 따. 잘 따. 잘 따. 야 다음 곡 들어주세요. 뭐야, 이거 사면 아니야? 오! 어때요? 멋있었어요. 약간 뮤비 스타일. 이미지야, 이미지. 오. 이거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Be young and free 아 춤을 모르겠네 이거 좀 춤을 알아야 재밌네 들어봐 내손 잡아 다른 가난 함께 예, 이제 나온다 맥스 노 여기가 여기가 다나오잖 절대 멈추지 마 이제. 뭐야? 어, 어, 어. 아, 이제 여기 나온다. 이런 아 이런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 쿠키 샀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문화상품권으로 샀어요 야한 거 보지 마요 네이버에 야한 게 있어요 세빈이 네이버에서 야한 거 보고 어? 아닌데? 이제부터 저는 웹툰 얼리어답터입니다 오늘 오늘 저 머리 어때요? 자 보세요 오늘 저 머리 어떠냐고 귀엽 어요 귀여워요 더, 더듬으시는데 쿠키는 <laughs> 있는데 다음은 신작 무료 신작 보기를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쿠키 답변. 나한테 넘겨요 쿠키 나한테 줘 미안 네. 수빈이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일본 팬미팅 이제 2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1부 때 너무 너무 모래아가리만 쳐가지고 아, 아, 네. 지치네요. 아. 지쳐요? 네. 저 아까 잠들었어요. 잠잤어요? 네. 잠들면 안 되지. 제가 1부 때 그 머리를 다 내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아,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야야. 네네네. 아 일본 너무 더워요. 그쵸 지금 일본 더워.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자 이제 3분 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 내 거. 2부도 화이팅! 음. 안녕.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이거 왜 화면이 좀 여기 부러졌네요? 그럼 부러졌어요 여기. 왜 부러졌어요? 떨어뜨렸죠 태영 씨. 태영 씨가 떨어뜨렸죠. 안 그러면 태영 씨왜 아, 떨어뜨렸어요? 아, 아, 아 기물 파손이에요 이거. 아니요 아니요 그, 그, 그 제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 네. 멤버 누가 했어아 아니 모르겠어요. 태영 씨가 했잖아요. 이거 아마 네.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유성 때부터 부러져 있었어요. 네, 옛날부터 부러져 있었어요. 범인은 모른다. 자 범인은 과연 누구?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 그쵸 네 인부가 남았잖아요 네, 네 이부모 어부도 이부도 화끈하게 이부도요? 이부도 이부 아 이부도인 아. 이부도 먹고 싶잖아 아저 이부도 라면 추천해드릴게요 아니, 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제가, 제가 말할게요 어, 그 뭐, 카라카맨이랑 네. 아, 네. 그 시로 시로 뭐였지? 시로히게 너가 먹었던 거. <laughs> 몰라. 시로 뭐였어? 네. 시로 희게. 아그 시로 시로 야 스페셜. 시로 스페셜르 음. 그거 막 그게 진짜 맛있더라. 오. 어. 그리고 음. 그거 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からか麺 음. 좋네요. 하치바이 이주 네. 오. 어. 어떻게 먹어요? 20배면은. 네? 20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8배 예. 이상으로. 아, 음. 하치바이 이죠 8배가 아. 딱한 신라면 맞아요. 뭐다 안 매워. 여덟 배가. 뭐 이치라? 아니. 이쁘도. 그, 근데 그 그거 잘 풀어서 드셔야 돼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은 맛이 좀 이상할 양념 있어요. 맛이 좀강해 준비하자. 노래 줄어들고 있다. 네, 노래 가자. 다녀올게요. 안녕. <laughs> 맞다. 맞다 못했겠다. 너무 시작을 안 해서 가져왔는데 시작이 해버렸나요? 네, 아,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이부도 파이팅 넘치게 하고 가습니다 파이팅.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와! 야! 야! 여러분 인이요. 카마시. 넣어서 드릴요 아, 그, 네. 아, 그 한국 거죠. 네. 아, 슬퍼요. 고생했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오늘 일본에서 네네네. 네, 그 미팅 아 팬미팅이네 팬미팅 네네네 말하세요 말하세요 우리 팬미팅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했잖아요 저희가 네 맞아요 일본에서 네네 네. 아 정말 너무 야, 좋았고 사진 진짜 잘 났다 네, 너무 아, 아쉽고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남은 오사카에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세빈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섹시 댄스 어땠어요? 어 <laughs> 더러웠어요? <laughs> 도발적이었어 도발적이었어? 어. 지금 해줄까요? 아니 지금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에. 아 오늘 진짜로 우리,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어, 팬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공연도 하고 네. 어, 더 교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소통도 네. 많이 했는데 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이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정말 너무 기뻤고 네. 어, 그리고 또 조만간에 꼭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요. 어, 진짜로 팬미팅 같은 곳은 이제 저희 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팬분들만 계시잖아요. 네. 저는 약간 팬분들 없는 데서도 이렇게 신나게 놀아, 놀, 수 있는 담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신나게 놀 수 있었잖아요, 형. 그러니까 팬분들이 우리 음, 좋아하니까 자신감 있게 하는 건데 네. 이제 항상 자신감을 가져요, 형. 조금 더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 가져도 돼. 아, 네. 오늘 어땠어요?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심플 is b e s 네. 야, 팬분들이 많으니까 더 신나게 떠, 뛰어들고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